wait, wait. Wait. 안녕 공제가 있어? <laughs> 갑자기? 우와 우와 엄마 멋있어? 대단하다 너도 응? 어떻게 안 먹었어? 부부가 아, 좋아하는 거잖아 뭐 어떻게 안 먹었어? 엄마 먹지 말래서 안 먹었어? 우와 5분 동안 안 먹었네 부부 뭐 먹을래? 꼭 어디 갔어? 여기 빵 어디 갔어? 여기 빵 어디 갔어? 어? 부부야 따꿍 我嘞。 But, wait, wait, wait!